어서 오세요. 저기 얼굴이 찍혔네. 있구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채팅 속도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이 채팅 속도가 되게 조절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laughs> 예, 오늘 과일 좀 먹으려고요. 예, 과일 먹으려고. 어이구, 예. 어유 예. 2 0원 감사합니다. 오빠 사랑해요. 너무 잘생겼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예. 조성모드가 이거 오늘 어떻게 하는 거지? 차차 배워야지. 네. 잠깐만 조성모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조성모드 어떻게 하는 거지? 자기야 나중에 해 응? 망가져 응? 나, 중에 응, 나중에 해 망가져 그러지 말고 응. 그 얘기를 가르쳐 줬으니까 애웠다가 응? 응. 응. 나중에 어이구 슈피키 어이구 슈피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모드를 아, 어, 조선모드가 이거 잘안 되네. 큰일 났네. 이게 그러니까 알았다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잖아. 음. 응. 응. 음. 천천히 올라갔잖아. 어제보다. 응. 사과하고 귤하고 먹을 음, 먹으면서 유지하려고요. 음, 조선 모드가 안 된다, 야. 큰일 났네. 형제가 없, 어요 저는 외동이에요. 외동 아들이에요. 형제, 형제가 없이 그냥 우리 또 오, 어, 산들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음. 음.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음. 채팅이 어, 예, 이호정님 감사합니다. 이호정님이 우리 이제 팬이라고 즐겨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네. 음. 어, 그 속도가 이 속도 조절하는 게 야, 이거 배워야 되는데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속도 조절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도 어제보다 느리게 올라갔잖아. 음. 응? 음. 음. 음. 음. 저희는 보통 한 우리가 한 2시 예, 2시 좀 넘어서 자는 것 같아요. 근데 몇 시에 자냐고. 한 2시. 음, 2시쯤. 어,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해, 축하한다고. 음. 응, 하길이 너무 흐리다네. 하길이 좀 뿌옇게 나오나 보다. 응. 아. 아이고, 큰일이네. 네, 자차 고칠게요. 아이고, 로즈님, 많은 소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거 이제 부족한 거 자차 네. 고칠게요. 네. 여기 최예빈님이 본격 유튜브 BJ 입성하시는 건가요? 그냥 할머니 말고 누님이라고 부를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항상 다정한 부부 응원할 겁니다. 누님이 힘내이소. 형님 또 힘내이소. 시간 날 때마다 다방 한번 찾아갈 거니까 맛있는 차 한번 대접해 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소, 소장국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있어 노래를, 노래를, 근데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요즘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안 된다 그러던데. 네. 어, 저작권비를 내야 되는데요. 그 저작권 알아보니까요. 전화 안 받고 상세한 거 잘 모르겠어요. 그 신, 신, 그 저작권에 대한 신청을 하고 노래를 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뭐 안 되나 봐요. 그,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거든요. 그, 음. 아시면 좀 <laughs> 가르쳐 주셔야 돼. 몰라갖고. 음, 이거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먹을 때왜 혀를 내밀고 눈을 이렇게, 눈을 감고 먹냐고. 아, 눈은요, 내가 밑으로 이렇게 뜨면요, 이렇게 밑으로 뜨면요, 이제 눈썹이 밑으로 다 내려오나 봐요. 속눈썹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구찜 먹방 한번 해달라고 그러네. 어, 아구찜 먹방 내리 할게요. 내일, 네, 예, 내일 아구찜. 아, 내일 닭도리탕 하기로 했어요, 참. 음. 닭도리탕 하고 할게요. 음, 여기 또, 어이구. 태정 대선님 응원하고 있어요. 유튜브 계속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태정, 태정 대선님 감사합니다. 태정태세 문당숙님. 이게 되게 어렵다, 이거. 그, 뭐야. 감사, 어이구. 백조 날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사과 좀 먹어, 자기야. 아, 먹잖아. 응. 어, 그, 최 예배님, 음. 자기 뭐, 뭐 얘기해봐, 할 하고 싶은 말. 음, 말씀 그 말이, 세팅을 봤는데, 너무, 앞으로요 다 타요 배워갖고요 노래도 부르고 전화번호 알아갖고 저작권에 그리고 춤도요 배워갖고 좀 쓰고요 운동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요 좋은 이런 풍경도 보여드리고요 하려고요 너무 좋은 분들이 댓글이 올라와서 힘내세요 그러고 음, 뭐 할 말이 없네 뭐할 말 해야 되는데 얘기해요 음. 진수님 예, 잘 있어요 네, 진, 우리 진수님 잘 있어요 네 진수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이 좀 따뜻하면. 음, 여기 팽이님이 저도 남친 14살 연하고 잘 살고 있다고 음. 하이팅 하시라고. 음. 음. 이 누구 이게 뭐 푸어야 사랑해 외쳐달라는데. 응? 푸어야 사랑해 하고 외쳐달래. 수어야 푸어, 사랑해. 푸, 어야 수어. 푸어. 푸어야 사랑해. 음, 음, 음. 예, 아, 그럼요. 저희 지금 행복하죠. 예. 어유 소금비님 감사합니다. 어, 구독이 어, 구독아 아이고 <laughs> 많은 분 고맙다. 삼촌 고마워. 음. 음, 최예빈님. 참새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뽀뽀는 저번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예. 음, 음, 뽀뽀는 많이 해가지고. 사과 맛있어요. 오늘 저 시장 가가지고 우리 그라고사가 사온 거거든요. 음, 소장국님이소장국님이 구독형 사랑한다 하고 좀 많은 후원해 주셨네. 그 구독형 사랑한대. 구독이. 노래를 하고 싶어도 저작권 때문에 노래하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그러던데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못할 것 같은데 노래를 하고 싶어도 구독TV 어 구독아 3만원 후원 고맙다 담공아 사랑한다 이모 형님 힘냅시다 하고 음 구독아 음. 삼촌 고마워. 꾸님 어, 힘내세요. 두 분 응원해요. 진짜 한번 만나 뵙고 싶은 분들, 진짜 다정한 부부 와이프님 너무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 응, 음, 공상해요. 그만 이게 뭐 6974야 예, 6974님 사랑합니다 하고 외쳐달래 6 9 7 4님 사랑합니다 그걸 너, 아, 이거를 채팅이 너무 도배를 많이 해가지고 동번들 어, 뭐 이렇게 또 응원하고 힘내세요 하고 OP OPST 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짱구 님이 너무 귀여워요 예쁜 사랑하세요 하고 자, 교도소는 저는 교도소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성매매를 제가 뭐했저 뭐야 성 어이 구독이 전화 왔네. 구독이. 조금 전원고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 지금 방송하니까 못 받는 구도가 지금 방송해가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지금 못 받을 것 같아 그 핸드폰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제가 뭐 교도소 갔다라고 갔다고 뭐 댓글 드리는데 저는 교도소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예. 교도소 갔던 갔다 온 적이 없어요. 필라웃은 필라웃은 그냥 필라하고 단골이어가지고 필라 그래서 필라에 가서 사는 거거든요. 필라 사장님하고 친해가지고 그냥 옛날에 샀던. 응, 옛날에 이, 이 옷은 다 옛날에 샀던 거고. 제가요 연할 때요 내가 사준 거예요. 음. 음. 감사합니다. 먹방 잘 보고 있다고. 로제 떡볶이 뭐, 떡볶이 먹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 누구 사랑해 하고 왜 이렇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네 저한테 뭐 이렇게 묻, 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네. 좋아하는 과일은 아이고, 이 구도, 구도가, 아이고, 이 후원 너무 많이 하는 거아니라 담공아, 흐름 타자, 이모 형님, 구독이 흐름이야 해줘. 다, 응. 그, 이모 형님, 응. 예, 구독이 흐름이야 해달라. 구독이 흐름이야. 구독이 구도가 구도가 구, 그, 구도가 흐름이야. 흐름이야. 응, 응 구독이. 이게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거. 이거를 아이고 이거 다자금 최예빈님이 다자금 보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거를 잠깐만 이거 내가 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금 그럼 어떻게 못해 응 나중에 네, 나중에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해야겠다 응. 뭐야 귀신 이야기 해주세요 또 지구에서 우 하는데 자기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예, 해. 예. 어, 우리, 우리 집사람 가발 아니에요. 예. 어, 이건 머리 앞에요. 예. 잘랐어요. 음. 앞머리 요만큼 잘랐던 걸요. 여기서 이만큼 잘랐어요. 앞머리. 예. 잘랐어요. 앞머리 잘랐어요. 음, 네, 아메리카노님이 두분 힘내세요 하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1,1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모두 호두마루 연두님 사랑해다고 또 읽어달라네. 어? 호두마루 연두 사랑해 하고 호두마루 연두 사랑해요 기말도 할머니 응원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음. 이쑤시개로 사과 찍어 먹으래 이쑤시개 손으로 먹지 말고 <laughs> 음. 음. 털털해갖고 그래. 털털해서. 응. 이거 가을도 잘안 응. 안 보인다 이게. 응, 털털해갖고 그 털털해서. 제가 성격이 좀 남자스러워갖고요. 털털해갖고요. 음, 영님이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하고 아이스크림 먹방도 한번 해달라고 그러네. 음. 음. 노래를, 노래 근데 부르면은 이게 저작권에 걸린다고 그러던데요. 그래 노래를 이게 못 부를 것 같은데. 예. 요, 이분 동해 사시나 보다. 저도 동해 살아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주님이 이렇게 또. 응,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동의사시나 보네요. 응. 네. 예. 응? 음. 최예빈님도 동해사신다네. 어, 동해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의외로. 어,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하고. 자기 답 좀 읽으래. 제 예비님이. 음. 음. 그리고 행운길님 감사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예빈님 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아까 그 뭐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예 사과가 맛있어요. 어. 음. 사과가 달아. 음. 응. 사과 다녀 어, 내가 잘 골랐지. 음. 사과. 맛있네. 응. 우리 아르 사관님 전생 연분이라고 여기 아라미르님이 동네로 이사갈 예정이라네. 아. 음. 예, 저기 먹방도 먹방도 찍고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은 좀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좀 구경도 시켜주고 좀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너무 먹방만 찍으니까 너무 지, 루하시다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재미없다 그러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 좀 좋은 그림도 보여주고 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텀이라 좀 음. 서먹서먹 네. 하거든요. 네. 미지동 미지동님 안녕하세요. 무지동님 어서 오세요. 이게 또 카츠사님 또 보는 건 합니다 하고. 제가요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 갖고요. 좀 앞으로 개인적으로 지내고 지내기도 쉽고요. 목방만 찍으니까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기 소통하고. 저희 음, 저희 밖에 나가도 자기가 자기가 그걸 부부데 자기가 손도 손도 잡고 잘 다니고 있어요. 이 모르는 이게 사람들이 왜 밖에서는 뭐자기하로안 거리냐 왜 그러냐 분들 많은데 저희 밖에서도 자기 자기야다 자기야라고 부르고 우리 부부인데 손 붙잡고 잘 다녀요. 네. 로즈님이 두 분 너무 보기 좋다고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승태 팀은 남해 사신다 그러네. 음. 음. 그다 사실 남해도 좋은 곳인데. 음. 음, 미지, 미, 지동님 하트 보내주셨네. 네. 고맙습니다. 남해도 좋은 곳. 그래서 언니 내가 남해 한번 가봤어. 먹방은 예 조윤아님 감사합니다. 먹방은 따로 메, 메뉴를 고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오늘 먹방 찍으면은 이제 내일이나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오늘은 뭐 먹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매일 하루하루마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 메뉴는 누가 고르냐고. 우리 뭐 집사람이 오늘 뭐해 먹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제가 그거는 뭐 만약에 오늘 김치찌개 먹었으면 김치찌개 말고 뭐 된장찌개나 뭐 다른 거 한번 해 먹자 그러고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제 먹방을 이제 찍거든요. 참새님 뭐든지두 어, 사람의 음. 상의예요. 예. 음, 나 다정. 나 다정님 안녕하세요. 다정 부부라니 제 이름도 다정이라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그러고 오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새도 동네 청곡동 살아요. 그러네. 오 참새님 동 참새님도 청곡동 사시나 보다. 아야 음. 한번 놀러 오세요. 커피 대접 한번 할게요. 네. 참천이 어, 동해 종곡동 살아요. 그리고 불러달라네. 음, 음. 동해 사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네. 출방은 어제 그저께 처음 했어요. 네. 응. 음. 응. 음. 달다. 응. 음, 사과 진짜 맛있어요. 음. 근데 사과가 달아. 음. 음. 음. 맛있다. 오해 오해 있는 것들 직접적으로 좀 풀어달라고 다어 예, 최예빈님 댓글 빠르게 가서 후원 글 올립니다. 누님 젊고 누님 다방 근처 삽니다. 매니저 없으니까 저 매니저 주의소 그러고 최예빈님 아까 동네 사신다 그랬는데 음. 오이 되게 많이 올랐네 근데 이름 많이 올랐네 최예빈님 이거 어떻게 민간 어떻게 이런지를 모르는데 있고 자기 얘기하고 있어 봐. 동의사신, 동의사신 분도 되게 많으시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리 해, 자기야. 응. 내리 해. 응. 뜬.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일단 알아보고 해야겠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응. 응. 응, 내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delay가 있나? 우리 키위님이 이전을 보내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쯔양이랑 문복희 둘 중에 누가 더 잘 먹는다고 생각, 누가 더 잘 먹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어, 너무 둘 다 이게 양님하고 문복희님이 있거든 먹방 되게 유명한 그러면 두 분 다 잘 먹겠지. 음, 뭐. 두분 다, <laughs> 두 분 다 너무 나는 누군지 음. 모르지만 두 분 다 잘 먹겠지. 두분 다 되게 잘 먹으세요. 음.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문복희님도 너무 잘 드시고 찌양님도 너무 잘 드세요. 그 두 분 다잘 네, 먹겠지. 두 분 다 다 잘 드세요. 마른 오중은 먹방 해달라 그러시고 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음, 잠깐만 이게 그런 게 되나? 안 되는 거야. 음, 어, 음, 음. 상 이게 뭐야 상우나 상우나 상우나 너무 글을 너무 많이 적으셔가지고 근데 짱구님이 다정부부 항상 행복하세요 하고 고마워요 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짱구님 감사합니다 응, 칼좀 추워달래 응, 칼좀 내려야겠다 내일은 우리 내일 닭도리탕 하기로 했지. 응. 내일은 닭도리탕 해서 먹으려고요. 예. 닭도리탕 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예, 최예빈님 감사합니다. 누, 최예빈님이 응. 누님이 해주시는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대. 예, 오세요. 제가 응. 음. 한번 해드릴게요. 음, 저좀 영원히 기억해 주세요. 하고 화이팅 하고 이렇게 네. 예. 셨네 감사합니다. 오세요.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네. 되게 많으시다 그래도 이게 뭐야 이제 물건이 예 장신남님 반갑습니다. 먹방 중에 이게 뭐야 이재희님이 먹방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그러는데 저는 따로 음식을 이게 뭐 가리는 편이 이게 뭐야 음식을 가리고 그러는 편이 아니라서 웬만한 음식은 다 잘 먹거든요. 음, 음.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해준 음식은 다 맛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제 하는 이제 요령은 제가 잘 몰라도 좀 간은 맞출 줄 알아요 제가 간은 그래서 이제 아마 간이 좀 맞으니까 맛있다 그러나 봐 요령은 아무래도 음. 좀 서툴어요 제가 제가 알아요 서툰 거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사고나 사문화 그러지 마가 뭐야? 장문화 뭐? 응? 뭐를 또 커피숍 어딘가요? 하고. 응? 이게 모르겠어 누가 댓글을. 뽀뽀는 너무 많이 저번에는 뽀뽀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뽀뽀를 뽀뽀를 또 해달라 그러는 뽀뽀 많이 했는데 또 음. 음, 전 아홉님이 응원해요, 팬이에요. 그러고 감사합니다. 음. 아이고 한강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일님이 형님 잘생기셨습니다 하고 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내일 닭볶음탕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네. 예. 어이 근데 이게 또 두분 이이희님이 두 분 보기 좋아요 힘내세요 그러고 장신밤님이 응원합니다 그러고. 음, 감사합니다. 김도사님이 안녕하세요 그러고 자기야 응? 여기다 좀 놔봐 핸드폰 응 자기가 좀 읽어봐봐 응. 나 좀 보게 응. 빨리 빨리 여기 지금 누구 후, 이처 후원해 주신 거예요 네. 응.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 응. 자, 자, 자,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응, 읽기가 좀 힘들지 응. 귤 맛있다 근데 이거 내가 오늘 잘 사왔어 음. 음. 귤이 되게 맛있어요 음. 음. 음. 빨리 올라가지고. 음. 음. 뽀뽀를 가자면 음. 부부 사이가 좋아진대. 맞죠? 음. 음. 좋아지지. 음, 여기 채나이님도 안녕하세요. 두 분잘 사시는 모습 끝까지 보여주세요. 응원합니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잠깐만. 뭐. 음, 물컵 뜨고 러브샷 해달라고. <laughs> 물, 물컵 뜨고 러브샷 해달래. <laughs> 러브샷이 뭐, 러브 러브샷이야 뭐, 뭐, 뭐. 어, 우리 부부인데 뭐 러브샷 아 음, 들어보자. 다시 이렇게 음, 자기가 뭐,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 어떻 이렇게 하고 이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이 하는 식이 틀렸어. 틀렸어? 어. <laughs>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이제. 음. 음. 이리 와봐 내가 이렇게 보고 안 좋으면 주는 걸 내가 봤으면 이거 이건 뭐야 응? 보고 힌트 이거 지워도 되는 거 어디야 얘기해 줘봐 이거 이렇게 보고 우희정님이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모님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보류가 됐지 이 사람? 여기? 응 청국동 어 보류 참새님 이게 채팅이 보류된 것 같은데 음. 아닌가? 예 저희 청국동은 가끔 가요 그요. 그래 그치. 응 청국동은 이마트 이마트 그래서 이제 뭐 사러 갈 때 이제 한 번씩 가고 자주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어, 유자님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 왜? 일본에서 지금 음. 보냈다는데 <gasps> 일본에서 응, 응원합니다. 일본에서 어. 보내시 아유 저게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마사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사오님 음. 일본에서 도 음. 보고 있으시다네. 음. 음. 음. 수주 사랑해요 해달래. 응? 수주 사랑해요. 수주 사랑해요. 수주 수주님 사랑합니다. 음 자기 고생 어 누가 이게 내가 읽, 읽을 수가 없네. 5천 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은비님 감사합니다. 채팅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지금 읽을, 읽을 수가 없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잔잔한 거. 응. 음.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응. 음. 응. 음. 그거 <clears throat> 하나 사야 돼 정상 응.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못 보잖아 어나라님 오셨네 아이고 니라님 니라님 만 원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내가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음. 글씨가 그 그러니까 하나 사야 되겠다 컴퓨터 노트북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아니 내가 볼 음. 수가 없잖아. 동해 예 아이고 동해 동해는 지금 낮에는 그래좀 따뜻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좀 쌀쌀하고 간동 각동숙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줄 좀 줄 좀 먹을까? 아, 좀 먹어. 응. 음. 줄도 맛있지? 맛있어. 응. 음. 아니 좀 먹어. 음. 조윤환 님이 구독자 100명일 때부터 팬이었대.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인공주님 응원합니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누구? 누군가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롯데월드 교복 데이트 해달래. 음. 음 교복 데이트. 음. 할게요. 방송 글쎄요 방송은 올해는 글쎄 방송 글쎄 한 1시간 1시간 1시간 20분 정도 그, 정도,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여가지고 첫, 첫날 1시간 반. 예. 그러니까 오늘은 한 2시간, 3시간 해야지. 이게 힘들어가지고. 뭐가 힘들어? 야이가 있는데. 아니 이제 이게 시영이랑 또 이게 멘트도 있어야 되고 뭐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멘트는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야지. 음. 그래? 음. 음. 박지수님 힘내세요 그러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게 잠깐 이걸로는 그게 안 되잖아. 음. 잠깐만 이게 힘들어가지고 두 개면 걸리나? 괜찮을래나? 여기에 자기가 음. 머릿속에 넣었다가 음. 일단 나중에 음. 그렇게 혼자서 공부하면 되잖아. 음. 좋은 친구들 되게 많으시네. 어제보다 오늘은 그치가 좋은 게 더 많이 올라와. 응? 어? 응. 맞지? 응. 어제보다 내가 보니까, 그지? 응. 어, 로즈님 이만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정영숙님이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마시고 지금처럼 저기하고 오래오래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안 싸워요. 음. 말다툼은 좀 해요. 근데 음. 뭐 크게 싸우고 그런 거안 해요. 예, 우리는 뭐 서로가 우리는 음, 저는, 저는. 서로가 네. 성격이 조금 바뀌어갖고요. 나는 뭐 이렇게 남자 잔소리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성격 아니고요. 잔소리는 이 양반이에요. 음. 자기야 맞잖아. 응? 맞잖아. 응, 응, 잔소리는 자기가 하잖아. 내가? 응. 뭐 나도 잔소리. 나는 잔소리 안 하잖아 솔직히. 응. 맞아 안 맞아? 응 잔소리 안 하지. 응. 잔소리는 자기가 하잖아. 차를 이렇게 뭐니 저렇게 뭐하고 그건 조금 위험해가지고 운전을 음. 할 때요 내가 주로 차를 몰거든요 근데 잔소리 얼마나 하는지요 그냥 팍 그냥 <laughs> 성질이 나올라 그래 좀 운전할 때 좀 이렇게 좀 위험할 거 위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토닥토닥 말다툼하지 그 이상은 서로가 말다툼하 그런 건 없어요 음. 오희정님 어,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많으시네.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힘들다 이거. 아직 실버, 실시간 방송을 아직 해보질 않아가지고 너무 서툴어가지고요. 응, 이제 차차 네. 예. 배울게요. 예, 너무 서툴어가지고. 예. 이 양반 있잖아요. 혼자서 공부 많이 해요. 핸드폰으로. 이건지 모르겠네. 조율아님이 보배 드림 화이팅 한 번만 해달라네. 보배. 어, 보배 드림. 보배 드림 화이팅. <laughs> 어, 정영수님 2만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보배 드림 화이팅. 어, 문한빈님하고 이름 불러달라 그래. 문한빈님. 음, 여기 이렇게 이름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네. 되게 많다 여기 음 아,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구나 음 자꾸 이렇게 보니까 알겠지 음. 음. 그래갖고 하나는 앞에 오는 거야 그지 음. 음. 되게 어렵다 저기 이름 보죠. 승희야 알라뷰 해달래. 승희야 알러뷰. <laughs> 승희야 알라뷰. 이 아니면 알러뷰 다정하게. 음, 우리 아들이 꾸유님이 우리 아들이 수주 사랑해요 해주니까 너무 좋아한대. 음. 음, 맨날 보면 옆에 와서 이모가 아기 같다고 너무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음, 수주 사랑해요. 예, 아이고 수주 수진이 너무 고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폰은 갤럭시 그냥 옛날 갤럭시 S20 쓰고 있어요. 예, 그 먹방 찍을 때도 그 갤럭시 S20으로 먹방 촬영하고 그걸로 편집하고 올리거든요. 박꽃꽃님이 많은 후원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항상 건강하시고 험한 세상 악플에 시달리지 말고 잘 견뎌내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기네들은 자기네 방송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 방송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란 거를 알고요. 이제는요 포기했어요. 저를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분들은 음, 그런 분들이나 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포기했어요. 처음에는 몰라갔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야단도 막 치고 안 좋은 말 막 했는데 흥분돼갖고요. 이제는요 포기했어요. 뭐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포기했어요. 저는 뭐 장사를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고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일찍 장사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생각하는 같이 그런 나쁜 짓은 한 적이 없고요. 그냥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인연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영원한 남편을 못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었고 그게 사람은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음, 그나마 건강하니까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고 늦그래도 이분을 만나서 진짜 나이답지 않게 영감이에요. 오히려 제가 음. <laughs> 참 창피한 얘기지만 애 같고요. 어른이에요. 어른이요. 음. 그래갖고 내가 배울 점도 <laughs> 많았고요. 부모 밑에서 엄청 부모 교육을 잘 받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 가정적인 교육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배웠고 뭐 같이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많은 고민도 했었어요. 나이도 차이되고 하니까. 그 어느 순간에 그만 이렇게 <laughs> 같이 살기로 내가 마음 딱 먹어갖고 이제는 행복해요 제가 이 나이에 뭐 솔직히 이 이상도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해요 저는 엄청 <laughs> 운이 좋은 여자 같아요 이 나이에 진짜 나이 이렇게 자식 같은 사람이 많이 생각해주고 많이 사랑해주니까 저는 한편 생각하면 어, 여자로서 엄청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저께 이렇게 눈물 흘린 거는요. 나를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참 지지해주는 분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 거기에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갖고 자신도 모르게 이제 울컥했던 거예요. 여러모로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착하게 앞으로 어, 좋은 이렇게 형편이 좀 나아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 일도 하고 또 보기 좋은 일도 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부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음, 제가 잘은 못해도요 어, 힘은 다 돼요 그리고 뭐 운동도 이렇게 좀 배워갖고 했고요 이렇게 요가 같은 것도요 왜냐면 아직은 몸이 뭐 그렇게 굳지는 않을 거라며그 전에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몸을 많이 <laughs> 흔들어서 그러는지 아직까지 굳이를 안 했으니까 좀 더 코로나 끝나면 좀 연습해갖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은 사람도 이 나이 먹어도 건강하고 요즘 요가도 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음, 네, 깡밤님도 2만원 후원해, 주 후원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힘내세요 하고 네. 어, 어, 꺼내기 어려운 지난 과거 얘기들을 악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함의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음. 경준이 화이팅 해달라네. 정준 경경경 경준이. 아 경준이 화이팅. 화이팅 경준님 화이팅 하세요. 무야호 사랑해 해달라는데 응? 무야호 사랑해 하고 무야호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노래는 지금 그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에 예. 네. 대해서요. 완전히 이제 알고 그러면 저작권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노래 이렇게 한 곡 들려드리려고요. 서울의 저작권에 이렇게 했는데요. 저기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싶은 그 유튜브 저작권이요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그걸 좀 알아갔고요. 이제 신청 신고를 하고 제가 이제 해갖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음. 음,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은 저작권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하게 되면은 이제 노래도 불러드리고 <laughs> 춤도 네. 좀 추고 네. 예, 하려고. 둘이서 듀엣도 부르고요. 네. 양반도 노래 좀 음. 저기 그 그건 뭐지 그 자기 부르는 노래는 나는 그 나도 발라드 그, 나는 나는 트로트 그 양반은 발라드고 나는 트로트 나도 트로트야 <laughs> 나도 나도 트로 요즘 트로트 좋아하는데 뭐 요즘 트로, 아, 아. 트로트가 요즘 대세잖아 근데 자기 뭐 트로트 아는 거 있어? 어, 신태일님 너무 감, 어, 신태일님이 앞으로 상처받지 말라고.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트로트 이제 요즘 대세니까 듣기는 많이 들어도 자기 아는 거 있어? 나? 응.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 아니 어. 노래를 아는 거 있냐고. 노래 다는 다 조금 조금씩 알지. 노래 아는 왕, 거. 왕국은 몰라. 한 번 이렇게 어. 조금 조금씩 알지. 노래를 하나 이게 한 곡 다 이렇게 못 불러. 어. 노래를 그 애우질 못해가지고. 어. 차는 저 스파크 타고 다녀요. 경차. 예, 스파크 경차 타고 다녀요. 선영아 사랑해 해달라네. 어? 아, 응. 선영아. 응, 단델리오님이 선영아 사랑해 하고 해달라. 선영아 사랑해. 선영님 사랑합니다. 어신 화이팅 해주세요. 어, 어신 화이팅 해달라. 어신 화이팅. 어신님 화이팅 하세요. 노래를 저작권 때문에 너무 오, 어, 채팅이 엄청 빨리 이렇게 올라 올라오구나. 응, 맛있어 먹어봐. 응, 먹다니까 먹어. 응. 몸무게는 이제 지금 글쎄 한 80kg는 80kg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76kg, 7kg 다리 한 8kg 정도 빠졌어요. 키는 큰 편은 아니에요. 요즘 그냥 180이 안 돼요. 예. 아니요. 음, 조윤아 님이 강원도는 돈 대신 감자로 물건을 사고 파냐고. <laughs>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응. 네. 네, 똑같이. 아니야 네. 옛날에는 네. 아주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 응. 음.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여기 김두리님이 저 수요일 날 면접 봐요. 응원 좀 해달라고. 아, 면접 보시는구나. 어. 면접, 저게 면접 잘 보세요. 예, 면접 잘 보시고 거예요. 꼭 합격, 꼭 합격하세요. 예, 꼭 합격할 예, 거예요. 김대리님 화이팅 하시, 화이팅. 이에요꼭 합격할 거예요. 예. 예. 면접 잘 봤으면 좋겠다. 음, 음 잘 보셨으면 좋겠네. 동의 하이 주주님이 동의 하이팅 하고 음. 여기 누구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신 분이 되게 많으시네. 음. 음, 그분 그분은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음. 면접 잘 봐가지고. 음. 할 거야. 음. 어, 상어나 사랑해 해달라고 해. 상어나 사랑해 해달라. 상. 원아 사랑해. 음. 상어나 사랑해. 상어님 사랑합니다. 예, 꾸지깽님 힘내세요. 아무튼 어 너무 감사한 분이 너무 많다. 음. 사과요. 사과는 어디 사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저 시장 가가지고 산 거라서 이 어, 어디서 온상인지 모르겠는데 사과 되게 맛있어요 달고 예 아삭아삭하고 잠깐 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조금 보고 있어 아이고 화장실 갔다 올게 녹진이 감사합니다. 네. 뽀뽀할게요. 그래 너무 빨리 오지. 어, 봐봐. 이게 뭔 말이야? 응? 이런 게뭔 말이야? 음. 진짜 동안에 너무 예쁘십니다.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어요. 하고 응. 애웅이 님이. 어, 이기도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응. 감사합니다. 응. 음, 음. 최시영님 사랑합니다. 태상호님 사랑합니다. 어이구, 이도 뭐 석본 원장님 이게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 누구 오늘 생일이신가 보다. 혜령님이 저 오늘 생일인데 혜령아 사랑해 한번 해달라고. 혜정이. 혜 혜령님이. 혜정. 혜령. 혜령. 혜령님 오늘 생일 네. 축하해요.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음, 김동희님이 다정 부부님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내일은 아니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제 그 먹방 영상 이제 올릴 거예요. 커튼 이 커튼은 시장 가서 샀어요. 예, 시장 그 뭐지 그 몸 표목집이라 그러나? 이불집. 아 이불집. 아, 시, 아, 장에산게 아니구나. 이불, 아니 이불집. 이불집에서 산 거구나. 네, 이불집에서 샀어요. 커튼은. 혜령님 아까 사랑해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떠올렸네. 음. <laughs> 음. 혜령님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 태상원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태상원님. 김선미님 안녕하세요 하고 하트 보내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그릇 그릇 그릇은 우리 그 그릇마트에 가서 산 거거든요. 예, 그릇마트 파는 데 가가지고. 그래 그래. 음, 그런 물로 이 그릇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릇이고 전에 그 밥그릇하고 국그릇 있는 것은 우리가 저희 그릇집에 가서 산 거거든요. 예. 그릇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릇 하나 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릇 집 가가지고 샀거든요. 그래 왜? 음, 그릇 물어보시길래 음. 사랑 사랑 어, 그래서 우리 고마워해 주신 분들이 되게 응원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음. 음, 본인 취향대로 알콩달콩 살아요 하고 사관님이. 음. 음, 응, 거먹 아. 음, 먹방. 먹방 처음에 이제 그 음식 우리 만드는 거 있잖아. 응. 음식 만드는 영상을 응. 조금 더 올려달래. 음식 만드는 영상을. 거기 그 ASMR 갔던 게 음식 만드는 소리가 좋다고. 음. 조금 더 올려달라고. 귤, 귤은 여기 시장 가서 샀어요. 귤하고 이거 사과하고. 음. 예, 시장 가가지고. 음, 근데 이게, 이 보니까는, 음. 이게 우리 저 화면에서는 귤이 잘 안 보이는데, 핸드폰에서는 귤이, 귤하고 사과가, 크게, 사과가 잘 보이네. 음, 근데 저 화면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게 핸드폰을 틀어놓고 보니 영상을 틀어놓고 보니 아니 여기도 잘 보여. 음, 잘 보이네. 잘 보여. 음. 음. 인사, 음, 가건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건진님 인사 좀 해달라고. 음. 네, 반갑습니다. 이게 뭐야? 도라지는 없어요. 도라지는 오늘 뭐 거의 다 죽어가지고 도라지가 잘 안 됐어요. 땅이 원래 워낙 그 뭐야 진 땅이어가지고 도라지도 거의 뭐 밑에 부분만 조금 잘 되고 거의 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있는 거는 되게 작고 그리고 뭐 거의 말라 죽고 또 작년에 재작년에 씨 뿌린 거는 씨를 뿌려서 도라지 싹은 올라왔는데 도라지가 크진 않았어요. 뿌리에서. 땅이 워낙 질고 또 그 땅이 땅 밑에 있던 물 물길이 있어가지고 땅이 항상 촉촉하게 젖어있는 상태라서 도라지가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그러니까 약간 경사가 졌는데 밭이 위쪽은 잘 안되고 밑에가 오히려 더 잘 됐어요. 밑에가 딱, 딱딱한 부분이. 그래서 오늘 바, 이제 도라지는 이제 도라지 밭은 이제 끝났어요. 예. 올해 그 그밭 주인하고 밭 사장님하고 이제 그만둔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올해 끝났어요. 도라지 밭은. 이제 뭐 나중에 혹시 밭을 또 우리가 얻게 되면은 새를 얻게 되면 이제 뭐 고구마 아니 그거 뭐야 옥수수나 감자 나 감자하고 옥수수 한번 심을까 하고 생각 중인데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이쪽 동해 이쪽으로는 동해 이쪽 편으로는 그 거의 진 땅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땅이 좋아야 되거든요. 감자나 뭐 도라지나 뭐 더덕이나 뭐 고구마나 이런 건 작물은 좀 모래땅, 좀 마사토, 마사가 있는 땅이 좀 잘 크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는 거의 다 진 땅이어가지고 잘안 네. 어, 되더라고요. 이게 야구전은 이게 잠깐만. 이게 어 동현 퇴근 축하해 한 부분에 동현님 퇴근 축하합니다. 어 정말 착한 남편이라네. 응원 한 번만 부탁 드려요 그러고. 여기 예, 동현님, 동현님이 여기 누구 이렇게 응원해달라는 말이 되게 많네. 누구 사랑해달라 하네. 사랑해달라 하는 말도 있고 방송을 아직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서툴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방송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 장점이요 서로 뭐 장,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장점이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장점 한번 마뭐 이렇게 장점 서로 한 번 하나씩만 얘기, 해 달라고 장점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예. 단점요 잘 먹는 거예요 <laughs> 잘,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가 진실하게 거짓이 없고 사랑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잘 먹어요. 그리고 둘이 똑같아요. 잘 먹고 음. 잘 자요. <laughs> 두 사람 다 그냥 지난날 돈도 많이 찍히고 뭐 지난날 많은 많은 일 있는 거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다 포기하고요. 올해 새해부터는 새로운 인생 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정붙이고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laughs> 그 아까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튼 뒤엔 벽이에요. 이건 벽이에요, 벽. 네. 이거요. 네, 벽이에요. 벽에 벽이 네. 들어갔고요. 네. 이거 있잖아요. 어, 좀 이따가요. 이게 도배하고 이 커튼도 안 할 거예요. 꽃무늬 음. 이쁜 걸로 도배할 거예요. 음. 커튼도 안 할 거예요. 나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음. 되나? 음.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이거 실시간 방송은 올해는 글쎄 금방 아직 서툴러 가지고 방송을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아직 너무 많이 배워야 되고 아직 방송도 서툴러 가지고 잘 할 줄 몰라 가지고 예.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직 <laughs> 너무 힘들어요 지금 방송을 위 아직 초보여 가지고 방송하는 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해피연이님 감사합니다. 예, 콩콩콩콩마리님 방금, 음, 감사합니다. 진순이는 잘 있어요, 예. 진순이는 지금 밖에서 자고 있거든요, 우리 진순이. 맨날, 진순이는 맨날 밥 주고, 우리 간식, 간식도 우리 자주 주거든요. 간식도 자주 주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어요 진순이도 어, 나연님 감사합니다 카츄사님 감사합니다 네, 카주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준, 준투부님, 준투부님, 내가 얘기하면은,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뭐? 어, 준투부님이, 어. 이, 그 이혜진 돈 좀 갚아달라고 한마디 해달라고. 이건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이혜진이가 뭐야? 어, 친구가 돈을 계속 미룬다고 음. 이해진 돈 좀 갚아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음. 이건 얘기가 좀 그렇다 그지 음. <laughs> 이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거는 윤정아님 감사합니다 두 분 항상 응원한다고 어, 너무 감사하다 이마트는 자주는 안 가고 이제 이마 이제 뭐 글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음, 먹방 찍으려고 이제 미리 그 전날에 뭘 살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날에 이마트에 살 게 있으면 이마트 가고 그러거든요. 자주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가면 한, 한 번? 많이 가면 한 두 번 정도. 예. 그리고 심, 심러블리님이 많은 후원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음, 여기 왜 할머니 처음 후원 내용 말 안 해줘요 하고 내용 왜 안 읽어줘요 해명해주면 더 이상 8년 전 산부인과 얘기 안나거 아닌가요 할머니 입으로 임신한 적 한 번도 없다고 확인 출금 좀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하고 어, 이거 또 5천원 보셨네 어수장님 5천원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응. 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늘 또 들어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예. 어 여기 이주연님이주연님 김호중 가수 사랑해요 하고 김호중이가 가수 그미스터트롯나오는 김호중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김호중 저희 김호중 팬인데 네. 예. 저희 집사람이 김호중 팬이에요. <laughs> 팬이에요. 예. 예, 어, 도무님 힘내세요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음, <laughs> 저기 먹, 먹, 먹방할 때 혀좀 <laughs> 낼름거리지 말라고. 고치겠습니다. 예. 김, 김호중이요. 예. 김호중 팬이거든요. 음. 아이고, 해피 언님, 예, 감사합니다. 하고. 닭백숙도 지금 닭백숙을 할까, 이제 닭도리탕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닭도리탕을 내일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 닭백숙은 또 다음에 또 하려고요. 예, 닭들탕하고 닭백숙 먹방도 저번에 그 뭐야 우리 닭백숙 먹방 찍은 게 아닌데 그압력솥에다가 닭백숙을 너무 이게 뭐야 오래 삶아가지고 백숙이 이게 닭 형태가 없고 그냥 다 문드러져 버렸어요. 그걸 이제 너무 많이 삶아가지고 그걸 한, 한 30분 정도 삶아야 되나? 쪄야 되는데 내 사람 얘기해줘야지 마누라는 덜 삶으라 그리고 자기가 음. 더 삶고 그래갖고 망가졌다고 얘기해. 음. 이제 집사람은 이제 그만 삶으면 된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삶아야 된다 그랬는데 조금 이제 한 20분 정도 더 이제 삶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닭이, <laughs> 닭이 형태가 없고 아예 그냥 다 문드러졌더라고요. 네. 편지님 힘내세요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오늘 방송 그만해야겠다 여기까지 몇 시인데? 지금 한 시간 좀 넘었어 너무 자기는 한 시간 넘으면 힘드는구나 음, 한 시간 20분 너무 음. 하는 게 너무 아직 음. 서툴러 가지고 음. 준비도 아직 그래 예, 준비를 하고 이제, 이제 시청자한테 보여줘야 에이, 네, 되는데 그래.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래. 네. 그래. 예, 오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네.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많은 멘트 만들어 예,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길게 할게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뵐게요.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저희 이게 방송에 너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요. 네. 뭐든지 꿈 생각하고 계신 네. 거다이루시길 바래요. 민님 네, 아이고 5천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